2020년 7월 14일 흉가여행 8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담배이다 폈어 좀 한기가 장난 아니다 여기가 총 3층 건물이야 3층 150원인데 여기는 식당 여기가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야 여기가 2층 이전에 한 번 왔었어요 흉가 여행 때 간뒤에 일단 여기 가기 전에 여기 식당 그때 칼이 움직였거든요 칼 잠깐만요 중복기 꼽아드릴게요 마이콜 테스트 마이콜 테스트 들리십니까? 들리십니까? 마이콜 테스트 여기는 하늘소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사람 있어요? 에? 네? 잠깐만 하나 둘셋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안에 있죠? 차라리 사 귀신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여러분들 누구세요? 여러분 잠깐만요 누가 나 방금 불렀어 여러분들 각 건물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장담하건데 식당 여기 1층 2층 3층 다 있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지만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 아 씨발 존나 떨리네 차라리 어제 장례식장이 더 낫겠다 씨 있다 잡귀 아니야 여러분들 둘이 있어요 악귀 플러스 악귀라게 하긴는 그지만 기운이 좀 셉니다 둘이 있어요 잠깐만요 누구세요? 누, 누구세요? 누구? 자! 어우씨. 아. 아. 어디 있어요? 쓰샷 준비. 이건 매니끼녀다. 나 따라왔다. 쓰샷 준비. 매니끼녀다. 카메라 딴 데 돌리지 마 마이크를 너 돌리는 순간 너 시어 방송 접어 진짜 너 무조건 방송 접어 알았어? 돌리는 순간 무조건 방송 접어 너 알았어? 무조건이야 너 어? 여러분들 처음 있죠? 잠깐 어디다 카메라를 잠깐 세워놓고 얘기를 하든가 남성분이십니까? 혹시 남성분이세요? 떨어지 떨어 떨어져요 어, 떨어 떨어져요. 떨 떨어지라고 했습니다. 어? 잠깐만. 여러분 잠깐만요. 와 도망갔구나 저쪽으로 도망갔지? 자 좋습니다 예 상님 좋습니다 자 천천히 기다리죠 예예예예 예, 예, 예. 천천히 천천히 대우십시오 예, 예, 예, 예. 어? 잠깐만, 여러분들. 사장님이 <laughs> 사장님이 아니 애기야 너야? 꼬맹아 너냐? 아까 너냐 꼬맹아? 여자애? 꼬맹아 너야? 어? 가지마 같은 트니야테 가지마 불쌍한 아이야. 그렇지. 오케이. 어? 와. 식당도 한번 가보고. 자 꼬마야 혹시 여기 있어? 여기 있으면 말해봐봐 이제 가야 이제 가야 돼 오빠 이제 오빠 가야 되거든